와, 어, 저 뼈를 그대로 튀겼네. 아니 LA 갈비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튀기면 은 얼마나 더 맛있겠어. 지금 LA 갈비 튀김 두 개 먼저 나왔습니다. 비주얼 봐. 와. 너무 다르네. 와, 비주얼 짱이다. 네? 야 이거 근데 어머 어머 이게 완전 기네 이렇게 어우 길어 오 양념이 묻어있다 여기 엄청네 어, 아 뼈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네? 약간 찹쌀탕수육 느낌이야 그 질감은 어, 어. 야 이거 이렇게 생긴 처음 본다 야 이게 약간 옆에가 그 찹쌀탕수육 같은 느낌이 들어 튀김옷이 그리고 되게 얇아 얇아 어, 되게 튀김옷이 되게 얇아 먹어봐야겠다 어. 자,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. 60분. 자. 맛있어, 맛있어? 맛있어? 그 정도야? 끝내줘. 나가 먹어. 끝내주지. 너무너무 맛있대. 너무너무 맛있어 음. 어. 음. 음. 음. 어, 흥분한데? 음. 음. 이거 뭐야? 끝내줘. 알아 먹어요. 너무 너무 맛있대. 맛있지? 음. 너무 음. 맛있어. 아니 고기튀김이라고 해서 즐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즐겨. 약간 겉바 속촉이 아니라 겉바 속쫄이야. 쫄깃대. 음, 음, 음, 안에가 그치? 겉바 속쫄. 쫀득쫀득. 아, 와 진짜 맛있다. 원래 오. 너무 아. 맛있겠다. 냅다 음, 딱 표정이 너무 이렇게 보여서 고기 맛있냐고 이 궁금해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아, 왜냐면 냅다두 종목에 고기는 빠지지 않잖아. 야, 너무 맛있다, 진짜. 그치, 진짜 맛있다. 전 찐으로 개인적으로 맛있다. 어. <laughs> 야, 진짜 뼈를 갈랐다. 장인이다. 뼈 다 발랐어, 되게. 이렇게 깔끔하게 발랐어요. 진짜 인정이다. 오, 저거지, 저거지. 어, 어 아, 소영봐요. 쏟아가지고. 어, 한 입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, 여러분들? 아, 오. 진짜 쫄깃해 보여. 쫄깃해 보여. 너무. 음. 여기가 야, 많이 다들어갔어 음, 이만한 게. 어, 저거 어떻게 들어가요, 한 입에? 어, 너. 고기치기 들어가나요, 지금? 암이 아, 고기치기. 진짜 고기국수다. 아, 진짜 고기국수다. 제주도가요? 와. 오, 어머. 오. 와,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. 고기치기. 음. LA 갈비치기. 와.